Hello. Welcome to San Francisco. 지금 공항 가는 버스 탔는데 출발하기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. 신용카드랑 100달러 들어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공항 도착했어요 야나나못 봤어 아 진짜 나도 못 봤어 나 이거 찍으면서 왔는데 왜 못 봤어? 나 공항이다 뭐 사셨어요? body cream이랑요. 음... 보여줘요 톰포드 아니 근데 까면 안 돼가지고 뺏길 수도 있어요 <laughs> 올라왔다가 조금 쉬고 커피 마실 거예요 There's no, there's no way 호텔 도착했어요 오 좋아요 엄청 빛이 잘 들어온다 뭐 드실 거예요? 배고파요 뭐 먹지? 한식? 스시릭도 먹고 싶었는데 한식? 707사머 <laughs> 스트리트 여기가 응. 찾아보니까 맛있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거? 여기까지 와서 한 시간 음. 김치볶음밥 냄새 쩔어 어. 아침입니다 이제 촬영을 하러 가볼 거예요 너무 졸립니다 치유를 하고 있어서 엄청 시끄러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너무 건조해 Hello. Welcome to San Francisco. 하신가요? 진하다. 시큼한 커피를 싫어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. 어, 근데 여기 거는 맛있네요. 진하고 묵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있어요 여기 헤드 헤드 스테이크하우스라는 곳인데 맛이 엄청나게 막 미치겠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쵸? 그냥 음. 싸게 고기 좀 먹겠다 벌써 근데 다 먹어서 없어 샐러드밖에 안먹었어 rất ừ, Oh, 배고파요 밥 먹을 거예요 촬영 끝! 끝났어요 이제 일도 다 끝냈고 놀다가 갈 거예요. 안녕. <laughs> 촬영 끝나고 움직이기 싫어서 호텔에서 스시빅또 시켰어요. 이제 체크아웃하고 나가봐야 돼요. 다른 호텔로. 뿅. 저번에 샌프란시스코 왔을 때 추가로 묵었던 호텔로 다시 예약을 했는데 엄청 엄청 아담한 호텔이에요 지금 근데 있을 건 그래도 다 있어요 입조도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점심으로 햄버거 먹고 쇼핑하러 갈 거예요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 먹어볼까요? 먹길 잘했다 날씨가 너무 좋아 쇼핑하고 레코드랑 책 파는 가게에 왔어요. 올리브, 라즈베리 블러쉬, 그리고 이건 추천받은 맥주. we have time for total political correctness. And this country doesn't have time either. うちどいっす。どんたくだもん。周りも丸かった。 많이 남겨서 포장했어요 이제 출발해요